완장님 이렇게 <laughs>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이런 거 한국말로 금의환향이라고 하는 거죠. 아, 아, 그렇죠. 네, 금의 한양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원전님이랑 같이 JK 선언학과 대표 모드로 뭐 방송도 자련하고 음. 말이죠.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선 레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케성외과 권순호 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저는 주로 가슴 성형과 체형 성형 그리고 얼굴 지방 이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전에 저를 직접 보시거나 아니면 알고 계신 분들은 아 뭔가 예뻐진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예뻐진 것 같다 그런 의견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원재님 이렇게 이선안까 가서 제가 어떤 수술을 했는지 한번 알려드릴까요? 어, 얼굴 전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풀페이스 지방 이식 수술을 받으셨죠.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게 주변에서 뭐 했는지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음, 그게 맞아요. 바로 제가 생각하는 얼굴 지방 이식 수술의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저한테 주는 가장 큰 찬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감사하죠. <laughs> 치반치반의식이란게 저희 치반을 보통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여자들이 항상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하는데 여기서는 찌반의식이라뇨? 그리고 그것도 불페이스로? 이거 도대체 무슨 소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얼굴에 골격이 있고 그 다음에 골격을 감싸고 있는 연부 조직이 있는데 골격이 건물의 기틀을 세우는 거라고 보면 면부 조직은 거기에 아름답게 인테리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방이식을 통해서 얼굴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최대한 끌어내는 그런 게 바로 지방이식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얘기하신 것처럼 몸의 다른 데서 지방을 빼서 얼굴에 꼭 필요한 볼륨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넣어주는 게 음. 이제 지방 이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모델 하고 있는데 모델 하려면 항상 몸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굴에도 쌀이 좀 빠지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거울 보니까 특히 여기 벌, 그렇죠. 벌 쪽에 네. 너무 이렇게 약간 꺼져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보통 집안의식을 왜 하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지 궁금하네요. 얼굴에 살이 없으신 분들이 사실 지방이식을 하는 게 맞고요. 날 때부터 얼굴에 살이 없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음... 그런 분들은 얼굴의 밸런스가 뭔가 안 맞기 때문에 이목구비가 다 예뻐도 그냥 딱 봤을 때 예쁜 느낌이 조금 부족한 경우들이 음. 많아서 그런 경우에 지방이식이 가장 효과적으로 어, 발휘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치반을 얼굴에 넣기 위해서 어디서 뽑아야 되잖아요. 치반는 보통 어디서 뽑는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지방이 많은 데서 뽑으면 되고요. 지방이 많은 부분도 줄어들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수 있죠. 베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날씬해서 지방을 뽑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어, 저 지방이 네. 많은데요, 완전히. 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수술하려고 들어가면은 살이 없어요. 살이 없어서 아, 정말 그래?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조금 남아있는 게 있어서 그걸로 수술은 할 수 있었어요. 음,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근데 이쯤에서 생기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얼굴 볼륨을 재우는 그런 시술은 핀거죠? 필러란 지바느식이란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차이가 뭔지 궁금하네요. 필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볼륨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공 물질이죠. 얼굴의 어느 일부분에 적당한 양만큼의 볼륨이 필요할 때는 필러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요. 얼굴 전체에 필러를 넣는다든가 이럴 때는 아무래도 지방이식에 비해서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 수가 있고 음. 그리고 필러라는 거는 태생적으로 1년에서 2년이 지나면 없어지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음. 지방이식은 한번 생착이 되면은 거의 수년 이상 꾸준히 가거든요. 그런 차이 때문에도 필러보다 지방이식이 더 유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소년하기 전에 정말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지방이식 하고 나서 금방 빠지지 않을까요, 지방이? 쉽게 생각하면은 반영구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음. 되시고 물론 이 볼륨이 얼굴 볼륨이라는 게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진 않거든요. 그쵸. 대부분 나이가 많이 들면 점점 빠지기 마련인데 수술을 하고서 한 두 달 정도 지났을 때 그때는 이식한 지방이랑 원래 내 얼굴에 있는 살이랑 그 둘의 구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하면은 같이 빠지고 살이 찌면은 음. 다시 또 좀 생기고 그런 식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after가 여기 있죠 after. <laughs> 저희 before를 한번 볼까요? before 어떻게 생겼는지 어, 전 기억 안 궁금하죠? <laughs> 기억 안 나요? 어때요 여러분? 아 거기 거기 있군요 어때요? 현대적인가요? 네. 사실 레라 씨는 원래 예쁜 얼굴이기 때문에 비포도 음. 예쁘세요. 비포도 예쁜데 그냥 좀 부족한 부분을 조금 해서 조금 더 예쁘게 그렇게 되는 음... 케이스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너무 듣기 좋아요 여자들은 이쁘단 말을 제일 제일 좋아하죠 <laughs> 여러분들 저희 before 사진 보니까 제가 어떻게 옷이 바뀌었는지 조금 아시겠죠? <laughs> 근데 원장님 제 얼굴을 디자인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설명해 어, 주시겠어요? 어, 제일 신경 써서 했던 부분은 볼의 아래쪽 꺼져 있는 음... 느낌 그리고 눈 밑에 꺼진 부분 고개를 채우는 걸 가장 신경 써서 했고 사진으로 봤을 때 변화가 확 될 만한 부분은 또 관자놀이 쪽도 아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음. 특히 신경 써서 하는 게 뭐 레라처럼 이런 서양인 골격의 얼굴에는 동양인처럼 지방이식을 하면은 굉장히 어색해요. 아.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뭔가 좀 애기 baby face처럼 아, 맞아, 맞아. 볼이 좀 통통한 느낌으로 하는 음. 걸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 근데 서양인 이목구비에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해놓으면은 뭔가 애매해져요. 어색하고 음.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랑 좀 멀어질 수가 있어서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오히려 파인 느낌을 약간 가지고 가면서 수술을 하는 아. 편입니다 오 레라 씨 같은 경우에는 잘 된 것 같아요 음, 네 맞아요 제가 느낀 점은 적금더 어려워 보이면서 어, 조금 더 건강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기분 다신지 모르겠지만 어, 모델 촬영도 최근에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돈 좀 썼는데 돈이 좀 들어오시는 어, 맞아요. <laughs> 원래 그런 거죠. 투자해야죠. <laughs> 외국 분들도 JK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영어, 어, 중국어, 유로 여러 가지 이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하니까 어, 저처럼 한국어 못해도 음, 아 외국분들이 JK에 와서 상담받고 수술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영어로 상담해드릴 수 음. 있습니다. 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잘은 못해도 I can. 자, 잘하세요. 음. 완전님 영어 잘하세요. 정말. I can. 그리고 완전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할 거 하나 있는데요. 좋아요, 구독을 한번 러시아말로 러시아말로 러시아말로 해볼까요? <laughs> 뭐죠 러시아말로? 러시아말로 음. 구독 подписка п 비스카 и 음. 좋아요 лайки. Лайки, 여러분들은 저희 채널 재밌게 봐주시고 라이키, 라이키. 팟피스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